와, 순이가 뛰어나와서 혼내는 거 본 적 있어? 어, 이번이 두 번째 정도? 음.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. 음. <laughs> 강제 그루밍 당을 와뭐 올려놓은 거 봤어 네. 올려놓은 거? 선? 와 세게 안 하고 엄마가 내 구름이 훨씬 나겠지 손을 팔을 잘공부해 고라 떨어졌나? 체리 음, 어, 물려요 엄마한테 물 혼나고 있어 음소이 <laughs> 멋지 순이 잘했어 망고 망고 봐요 순슨 화났어? 어머. 순이 화났어. 쟤 때문에, 애기 때문에, 응? <laughs> 스님 뭐야 진짜 <laughs> 아이고 또 싸워